너무 예쁜 음료수 칵테일 만들어 볼까? 얼음 조금 넣어주고 그 위에 밀키스 따라줘. 탄산 좀 빠질 때까지 참았다가 블루 레모네이드 넣어주자. 최대한 섞이지 않게 조심조심 따라줘야 해. 색감 진짜 예뻐. 한번 먹어볼까? 이거 생긴 것만 이쁜 게 아니라 맛도 좋아. 두 번째는 더 상큼해. 젤 밑에 쁘띠젤 오렌지 넣어줘. 탱글한 젤리 안에 과일까지 들어가서 상큼할 것 같아. 그 위에 또 밀키스 조심히 부어주자. 마지막으로 복숭아 소다로 마무리. 핑크한 색감 진짜 미쳤어. 너무 예쁘다. 한번 먹어볼까? 상콤하고 과일 맛 가득이라 극호야. 마지막은 초딩 입맛 취향 저격 뚱바 깔루아 밀크. 바나나 우유 한 통 다 부어줘. 얼음도 살짝 추가해줘야 예뻐. 위에 커피 부어주면 완성. 커피 부을 때 너무 예뻐. 잘 저어서 먹으면 부드럽고 쌉쌀한 맛도 최고!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